เราอีกแม่ดดดูู 근데 그 누구야? 착하네. Oh, oh. 이거 부 불면 날라가나 이것도? 불어안 날라간다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 안녕 안녕 안녕 가자 일단 저 흰색 속바지가 너무 귀여워 huh?